잘가 네, 잘가 아버지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최종분을 드디어. 아 진짜? 그때도 저쪽 가서 네, 얘기해 주시고. 맞아요. 가볼까? 나의 망이를 보러 가볼까? 야 타타 어딨냐? 와우. 와우. 와우. 와우. Wow. wow. It's my RJ. wow. RJ. 와 귀엽다. 와 대박이다. 이야. 와. 아, 진짜 좋아하겠다 근데. 어, 완전. 와. 너무 귀여운데? 야, 얘는 진짜 귀엽다. 오, 야, 야, 야, 야 하트 하트 봐봐. 얘는 야, 얘는 RJ RJ. 얘 뭐야? 그린드 한번 감상해 주세요. 어, 어, 그래, 우와. 우와. 시간 겁나 귀귀여 마음에 드세요? 네. 귀여워. 너 마음에 드는요 자 그러면 이제 캐릭터들에 대한 설명들을 저희가 만들어 왔거든요 자료들을 그래서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캐릭터들의 이름을 저희가 BT21 BTS와 21세기인가요? 맞, 맞습니다. 어, 진짜? <laughs> 막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어요. 뭐 빈틈이다 뭐 이런 것도 어. 있고 방탄 BT, 20, BT 22가 나오려면 100년 뒤에 나오네. 의미 있는 그냥 뭔가 느낌 좋은 네, 그때도 이름 얘, 그 이, 름에 대해서 영감을 막 주는 21세기 필터링이지 경험 21세기 2 1세요 느낌 좋은 걸로 그냥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캐릭터 이름 BT21로 네, 최종으로 정해져 있고 이게 바로 로고, 최종 로고로 정해져 100년 동안 가야겠네요 가야겠네요 그럼요 네. 저희 캐릭터 이름은 21. 21. 아 이거 좀 맞추자. 둘, 셋. 21. 아 아이돌 수. 아 좋아. 아, 야 좋아. 또 아이돌이야. 어, 케이 우리 리더다워. 아, 지춰 이런 거 딱. 그래, 네, 어, 21 막. 둘셋 좋다야. 아, 진짜 진짜 못 그렸다. 저게 진짜 real 초안이죠. 야, 아, 네. 망이는 진짜 망했다. <laughs> 와, 진짜 정체가. 야, 저거대로 나왔어 봐. 달렸겠냐? 야 저거는 야 이게 이거야? <laughs> 아. 정말 전문가들의 위대함을 알수 있는 그래 아 와, 아, 나, 나도 진짜 못 그렸구나 RJ부터 아 RJ 귀여워 왜 RJ라고 그러죠? 정했어요 이름 정했어요 네 RJ 약간 제 반응이 뜨뜸한데 아, 네, 알파카와 진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그 알파카가 R로 시작해요? 어 한글로 R이잖아요 R 알파카 해가지고 RJ 진짜 이름 못 지었다 영어로 RJ RJ? <laughs> 어떻게 이름을 저렇게 짓냐 야 이름은 이상해야 이쁜 거야 일단 확실한 건 우리 중에 이름은 제일 글로벌해 그래 어, 맞아 맞아 글로벌해 어? 이름은 제일 글로벌해 RJ? 아, 그래. 그래야 이 이름은 특별해야 딱 돋보이는 거야. 저희가 공개한다고 했던 스티커. 와 완전 귀여워 아, 대박이야. 진짜 귀엽다. 와 대박 귀엽다. 귀엽다. 오 어, 저거 와저 왼쪽 거 진짜 진영 같아요. <laughs> 죄송한. 아저 완전 진영인데 저거. 어리. 오른쪽 것도 진영 같아요. 두 번째 것도 진영 같아요. 어, 진 먹는 게 진영인데 다? 아, 아 진영 같아. 진영 진짜 저렇게 먹어요, 입, 아, 너무 귀엽다. 친미 친미 치미치미야 귀여워 이집 민효아 야 옷이 되게 귀엽네 노란 색깔을 잘했다 약간 어, 어 옷이 귀엽다 옷이 좀한칸 했다 야 작가님이 해주셨어요 아저 오른쪽 봐봐 <laughs> 왜? 아 취했겠다 아, 너무 귀여운데요 왼쪽에 어, 야 우는 거 우는 거 울때 갑자기 다른 울때 갑자기 저 밝았다가 갑자기 우는데 보고 있으면 갑자기 그래 봐봐요 어, 아, 어, 어, 얘 진짜 정구랑 똑같이 생겼어. 그러게, 야, 완전 정구이다. 오야. 아, 얘, 얘가 제일 표정이 많네. <laughs> 야, 오른쪽 봐, 오른쪽. 정국이네. <laughs> 나 이거 사고 싶다. 타타. 타타다. 야, 타타, 야, 이름 잘 잤다. 타타. 얘는 표정이 똑같아. 아니, 재훈 굽는 거 있어요. <laughs> 다행네. 와, 귀엽다. 야, 돈, 돈 모으지, 저거. 팝이네.